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제가 오늘 다이소 다이소였어 어, 어, 언제 들어갔어 우리 아까 다이소에서 악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통발을 만들 건데 통발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이소 용품으로 악어 먹이 잡는 거 도전 자 친숙한 곳이죠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자 그래서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좀 하단으로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때 시몬키도 샀었고 어, 굉장히 친숙한 곳이죠 여러분들 근처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아 우선 통발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통발이 없을 거란 말이죠 제가 기억으로는 낚시용품이거든요 음, 자, 자 뭘로 해서 잡아야 될까 사실 뭐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아. 여기다가 비닐 씌어서 쓸까? 아 그건 재미없죠? 음... 오자 여러분들 어 우선은 어 다행이다 미끼가 있네 글루텐이라는 건데 어, 환경에는 조금 안 좋다고 들 많이들 하시는데 뭐 조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우선 요거 하나 하나 삽시다 그 다음에 통발을 만들 뭐 락앤락 통이나 뭐 가방 아 이걸로 통발 만들어 볼까? 아니아니 아니야 이건 너무 작아 좀 통이 커야 되거든요 그냥 먹이를 많이 잡아야 되니까 냄비 냄비를 불로 지져가지고 확? <laughs> 아니 아니야 오 이거 잠깐만 이거 오? 오? 이거 좋은데? 이거 뭐야 이거 그 박스 이거 아이스 여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아이스 뭐 아이스 가방 아이스백 아이스백 같은 거를 하나 삽시다 음, 뭐야 여기 있다 아 있네 오케이 자 이거 두 개로 제가 계곡이나 민물에 가서 악어 먹이 잡는 거 도전해 봐야겠다 야난 역시 똑똑한 거 같아 또 뭐 없을까? 어안 떠져 <laughs> 야 여러분들 이거 또 제 영상 보시고 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사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리필이 아주 잘 되네요 뿌듯합니다 좋아요 얼떨결에 뭐 아이템이 다 있었어요 이거는 예전에도 봤던 건데 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래 있더라고요 야 통발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스박스로 합시다 자 이거 나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? 그 물고기들이 특성상 특성상 이제 어떤 통발이 있거나 이제 적을 도망갈 때 이제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위에다가 구멍을 내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가다가 냄새를 맡고 쏙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먹이를 먹고 있다가 나갈 구멍이 이제 좌우에 없으니까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그거를 노리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뚫렸어 뚫렸어 와 간단해 간단해 자이 정도 구멍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떡밥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물에다가 여기 안에까지 물을 가득 채워서 물속에 담가 놓으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성공했어요 오 냄새가 진짜 좋다 자, 어, 좀 꽤 많이 크게 만들어졌는데 뭐 냄새가 뭐 강하고 많이 오면 좋긴 하겠지만 우선은 이거 한번 실험 좀 해봅시다 제가 열대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실험을 조금만 한번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물고기들이 많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먹어준다면 냄새를 맡고 온다면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넣어볼게요 슝. 오 뭐야 뭐야 오 먹는다 먹는다 저, 오 먹는다 먹는다 아야 느낌 왔죠? 제대로 왔죠? 자 짜잔 여러분들 왔습니다 뭐야 이게 오줌인가? 뭐야 이거 누가 오줌 샀어? 자 아, 물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. 물소리 진짜 좋죠. 자, 제가 이걸 설치할 곳은 음 이쪽에다가 해야겠다 이쪽 근처에다가 와 근데 물 되게 나 많이 낮아졌다 여기가 원래 물이 엄청 깊었거든요 오 저기 많다 오 저기 많아 많아 많아 자 제법 물이 깊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다슬기가 많은데 오야 깊어 깊어 깊어 깊어 안되겠다 조심조심 오, 큰일 납니다 진짜로 아 저기로 가야겠다 와 여기가 오! 우와 방금 엄청 큰 물고기 도망갔어 오 이쪽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고립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기가 물이 깊거든요 아마 이쪽에는 다른 분들이 안 오지 않을까요? 자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잘 앉아야 될 텐데 이거 뜨면 또 큰일 납니다 또 이제 안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거 지금 넣어 놓은 상태예요 여기 여기 여기 어, 들어가 들어가야 돼 친구야 안돼 안돼 오왜왜 자꾸 떠 있어 이러면 안돼 내가 만든 거라고 와 물이 진짜 차, 차다 진짜 물이 찹니다 여러분들 자 안 가라앉으니까 여기다가 돌멩이 좀 넣읍시다 자 돌멩이를 넣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오케이 자 어, 여기도 깊어 오 안에 보면 물고기 많아 많아 많아 야 여기다 해야겠다 여기 좋아 좋아 좋아 물고기 많아요 여기다가 그냥 덩그러니 떠내려지 않게만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큰일 났어 계속 떠 건어야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에 물고기가 꽤 많은데 어, 나름 느낌 좋아요 지금 제대로 가라앉았고 여기에 공기 다 빼, 빼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내일 아침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2시간 후일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침 일찍 와서 보고 여기 안에 어떤 물고기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우리 악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악어 친구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해봤는데 어, 잡힐 것 같은 느낌 좋은 느낌은 들어요 내일 보도록 합시다 가자 아,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, 자 여러분들 제 통발 거들어 왔는데 와 여기가 물고기가 많긴 많은가 봐요 이 철새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야 도대체 어 저기 내가 통발 안돼 가지마 <laughs> 저기 내가 통발해놨는데 어 철새들이 물고기가 많으니까 모이는 거거든요 이게 와 날라간다 날라간다 오오 어디가 내가 와서 그런가? 빨리 가버려 야 두근두근 되는데요 진짜 어떻게 됐을까 철새들은 제가 오니까 다 저기로 도망갔어요 기대되는데 다이소에서 산 가방이랑 먹이로 악어 먹이 잡아주기 아 성공해야 되는데 역시 물소리는 좋구나 근데 조만간 진짜 가시고기랑 좀 다양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물론 뜰채로 자오 여기 있다 오 다행이야 오오 저기 근처에 물고기 많이 있는데? 오 많이 있는데? 오 봤어요? 자 우선은 우선 냅다 저 들고 올라와야 돼요 왜냐면 저기 쓰러지면서 또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으차 으아 아 아 젖었다 우와 자 우선 결과는 아 저도 몰라요 육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, 뭐가 있나 뭐가 있나 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여러분들 과연 있을까요 아 뭐야 뭐야 문이 열려 있었어 에이 설마 아 이럴수가 아 뭐야 아, 왜 열려 있었지? 당황스럽다 내일 보자